쌌네 아 지랄하다 진짜 근데 이럴까 탔다 아, 이거가 잘 탔어요 저 한번 아, 봐봐요. 아, 와! 아, 씨발 나 제대로 부르는데? 아, 너무 러프하게 탔어 봐도 돼요? 나가야 되는데 아 짜증나 아. <laughs> 아 존나 짜증나네 아 개웃겨 아 나도 나도 난다